호미도 목욕 구경하고 있어요 옳지 잘하네 옳지 옳지 옳지 예쁘네 아이고 잘했어 어이구 어이구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좀 많이 길었네 오쭈 뚜뚜뚜 옳지 어이구 잘 찾네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아이 잘한다 물 <laughs> 그만 먹어요 아니야 너무 많이 먹는다 그만 먹어 어우